ない諦めろ Round one. Fight. 아 이거 아닌데 어 뭐야 아저 KO. Round three. Fight. Round four. Fight. 아 이거 아닌데 KO. 오. 아 뭐야 아 아유 이